감히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? 널박살내지마 이겨! 쓸어버려! <laughs> 더블킬 멍청이 멍청 멍청 멍청이 멍청 멍청 멍청 멍청 멍청이 멍청 멍청